2021년 4월 3일 여행 32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혹시 계십니까? 게, 계십니까? 게, 뭐야?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혹시 누구 계세요? 잠깐, 누구세요? 저. 혹시 누구십니까? 잠깐만 들어보나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잠깐만 들어보나 하겠습니다. 포에가? 뭐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책강인데 책 계십니까? 여러분 센데요 잠깐만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느끼기에 지금 여기 기운은 실제 여기 기운이 아니라 다른 데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야 진짜 다른 데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여기는 간접적인 영향이야 지금 오히려 계십니까? 뭐야? 소리. 뭐? 어? 뭐야? 무슨 소리야? 계십니까? 계십니까? 뭔가 손 같은 것이 수가 다 빠져버려 그냥 갑자기 내려온 것도 올라온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버려 혹시 계십니까? 저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진짜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주인 없는 집에 몰래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주인 없는 집에 몰래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 어, 잠깐. 와. 와. 너무 세. 어디 있어? 어디 계십니까? 와! 음.

내거 돌려주세요 어, 어, 제발 제 물건 돌려주세요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잠깐만 네, 여기 너무 센데 여기 계십니까? 계십니까? 누구세요? 잠시만요. 저, 잠깐만. 우와! 우와! 그게 욕심 없습니다. 와.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 아. 와 다행히 빙이 안 걸렸다 와 씨발 젖될 뻔했네 와와 여러분 남자 같아요 40대 중후반 정도로 돼 보이는 어떤 남성분이신데 엄청 세요 한이 뭐가 이렇게 와 철수 철수 말고 영희 하겠습니다 따라